1교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교시 주제는 뷰티입니다. 뷰티! 야하! 야하 보내세요. 야하! 야하! 아. 선생님 뷰티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? 응. 밸런스 게임은 해봤어요. 아, 해보셨어요? 혹시 네.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? 기억에 남는 건 딱히 없으시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네. 어떤 느낌인지 아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생 하나의 메이크업만 할 수 있다면 립 대 눈썹 하나 둘셋 립! 립! 어 좋습니다. 둘중 시도해보고 싶은 립 컬러는 블랙 대 초록 하나 둘 셋 블랙 어 블랙이요? 더 화나는 순간은 흰 옷에 파운데이션 묻었을 때 대 비싼 립 떨어뜨려서 뭉개졌을 때 다, <laughs> 다 하나요? 하나 둘 셋 흰옷에 파운데이션 어? 흰옷에 파운데이션? 어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? 많죠 잘 흘리니까 아 또 오른손 나는 네. 건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재능은 기막힌 피부 표현 대 기막힌 색조와 기막힌 피부 표현. 어, 기막힌 피부 표현. 어, 좋습니다. 네. 더 민망한 순간이 있다면 눈두덩이에 두 줄 아이라인 대 치아에 틴트 자국. 하나, 둘, 셋. 치아에 틴트 자국. 이런 거 약간 지금 신경 쓰게 아, 잠시만. 보실래요? 괜찮 평생 생머리 대 헤어스타일 변경 자유스러운 악성 곱슬. 하나, 둘, 셋. 악성 곱슬. 지금 얼굴로 태어나기 대 지금 몸매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지금 얼굴로 태어나기 손나 예쁜 손나은 너무 부럽습니다 전 고민 없이 안 태어나게 하면 쓸 거예요 <laughs> 너무 부럽다 선크림 없이 여름 보내기 대 핸드크림 없이 겨울 보내기 하나 둘셋 핸드크림 없이 아, 선크림 없이 여름 보내기 인생 찰떡 립이 있는데 네. 한 가지의 단점을 고른다면 네. 심한 각질 부각 때 향이 별로인 거 하나 둘 셋 향이 별로 어, 향이 별로인 거? 좋습니다 자 이제 1교시 A만 마무리해보고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하거든요